자 이제 팥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팥빙수 비벼 드시나요 그냥 드시나요 저는 그냥, 그냥. 먹는 걸 좋아합니다 비벼면 너무 국물이 많이 생겨서 얼음보다 비벼요, 음, 얼음보다 팥이 맛있어요 팥이 너무 많이 들어요